우리 라이온들 보러 가기 위해서 네. 지금 꽃단당하고 있습니다 아하. 제가 TMI 하나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형, 어? 형 네. 열심히 하잖 어. 제가 이렇게 가리는 이 네. 규빈이 형도 같이 이렇게 나시를 입어가지고 제가 오늘 무대에 만약 혼자 섰다라면 그래도 조금 자신감이라도 있었을 텐데 규빈이 형이 같이 나시를 입으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이렇게 가렸습니다 여러분 네. 제 인생 최대 노출일 해보세요 <laughs> 그러네 근 네, 제가 아까 저희의 대기실이 4층이잖아요 음. 태엽이 형이 딱 보여서 이렇게 등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려 했는데 음. 그 등이 비어있어가지고 못 잡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등 이렇게 하고 기대고 올라오려고 등골이 시립니다 음. 돌아 안아주세요 제, 제 어깨를 보시다가 갑자기 이제 규빈이 형 와 아, 진짜 크다 이 아니야 너무 운동을 못간지못간 지 오래돼가지고 네. 아쉽네요 딱 이게 운동 못간 거예요? 팔을 딱 깠으면 괜찮았는데 아,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이거 아니야? 아 네, 너무 기분 좋은 상태 지금 아 지금은 약간 어, 자기 전 모습 네. 자기 전 편안함 네. 얼굴보다 팔을 신경 쓰느라고 일단은 미리보다 잘 나왔어요 오늘 룩은 약간 상남 상남자 룩입니까? 약간 버릇이 들은 거죠 지금 상남자인데 이제 아파한 거 보셨죠? 네? 아, 아파요? 네. 아파요? 뭔 저런 뭔 저런 뭔 저런 뭔 저런 아니 막 아. 그럼 지성이 형 아우트로로 아,